민원이니 네 저는 오늘 먹방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마일 먹거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료 가십시오 네? 너가 뭔데 상관없이 신경 쓰니까 제가 유치원, 유치원에서 짱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다는 <laughs>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서 유치원에서 짱을 먹고 있습니다 원장님보다 나이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원장 선생님 나이 뭐 덕진이 완전 속물입니다. 유치원생부터 진주 먹거리를 밝히고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 사람이 신발, 신발을 유정이 형. 왜 유정이 형이한테 합니까? 선물을 아직 못 골랐어. 진짜로? 네. 고민 중이. 미안하다. 제가 보기엔 이건 제 이건 제 잘못입니다. 맞습니다. 왜냐면은 신규빈이 저를 버렸습니다, 여러분들. 신규빈이 저를 배신하고 원래 원래 우리가 최근에 몇몇 뭐 달 동안 생일 모든 선물을 같이 같이 해줬는데 갑자기 제가 한순간에 까먹어버리고 저 혼자 선물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내 폰보다 나는 고라잖 그렇다고? 아닐걸? 나너못하습니다아 네, 진짜로? <laughs> 너는 뭐 해줬었는데 태엽이요? 태엽이 형 미스트 선물해 줬습니다 미스트? 네, 체리 미스트 아,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습니다